치즈 치즈 시도 그래서 산이 산이 그 산이 때문에 있는 덫을 지네들끼리 있는 거 보니까 이제 어미가 독립을 시키네 아유 겁나서 얼른 시켜야 되겠다 아이고 가지고 와서 새끼들 만나자 사나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사나 산이야 오고 에고 에이구 우리 산이가 산이 새끼들 잘 있어? 어제도 밥 주고 왔어 하나 며칠 있다 가자 음 기다려 꾸며주고 있어요 우리 산이는 어이구 이뻐라 어이구 이제 산생활 끝내자 덕시도 아주 뺀질이 너 응? 비가 와도 내가 제일 걱정되는 놈이 너인데 회색이가 잡혔어야 되는데 먼저 비만 아주 음. 걱정을 하거나 나왔어? 어이구 이뻐라 우리 선이가 밥 먹어야지 때문에 안 돼. 덕수. 엄마가 너를 몰라봐. 산이가 너를 몰라봐. 덕수. 산아. 산이야.